뭐야? 뭐지? 뭘까? 뭔데? 쿠리코가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는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어디 다친 건 아니겠지? 주니언이 걔한테 물린 건 아니겠지? 혹시 아픈 건 아니겠지? 쿠리코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너무 불안하고 무섭다. 거울 본겨? 하, 이걸 어쩌지? 대전 최수종으로서 보고만 있을 순 없다. 그래, 마지막으로 다시 전화해보자. 보이스톡, 보이스톡. 안 받는다. 진짜 쿠리코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모시모시 받았다 자기 난데 대화했어요? 아 그리고 진짜 신팔신다 뭐해 家で一人で携帯電話봤어요 역시 내 사랑 쿠리코 괜히 이상한 생각을 했잖아 김영식 너 진짜 바보 똥개매 僕はそろそろ休ませてもらうよ 뭐 엥? 君も明日に響かないように寝た方がいいと思うがねおやみ 뭐 아니 지금 이게 누구 목 무슨 잉? ちょっと待っ このまま寝るつもりですか아니그리고까지지금무슨소리僕の芸術を見せてやろう갑자기예술은또뭐야やるからには完璧を目指すのだ体調管理には気をつけたまえ一生お使いします上々の出来栄えなのだよ先生最高い런슈し0 0함께하는안산블스타즈 달러드스 천만 환상적인 3D 아이돌 육성 모바일 게임 안산벨 스타즈 마흔 명의 다른 유닛을 자유롭게 육성하여 나만의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보세요 안산벨 스타즈 이게 그렇게 재밌는 게임인가? 그냥 평범하네 하루 동안 연락이 안 될 정도는 아닌데 김경식은 작은 머리 김경식은 작은 머리 김경식 이야 BGM이 너무 좋네 이문세 노래인가? 도대체 이게 뭐가 재밌다는겨 호이짜 호이짜 호이짜 이스도 아우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미안해 그랬고 닭한 판만 하고 전화할게 오케이 원 콤보 투 콤보 교전시킨 레드 콤보 풀 콤보 이야 생각보다 재밌는데? 30분이 금방 지나갔네 오늘 날짜가 든든든든든든 한 판만 더 하겠다던 대전의 최수종은 결국 2082년까지 하게 되었고 오매불망 연락만 기다리던 구리코는 마침내 음방울 자매를 뛰어넘는 최고의 아이돌이 되었다 응 그렇고 예? 게임을 해봤어 그렇고? んしたしたあですよめっちゃ楽しいねこのゲーム本当先もちょっと見たじゃんうん私ちょっとやばいよちっちゃいちっちゃいなんかコンサート見るみたい本当に本当もうオープニングからかっこよかったよね本当確かにね本当私男性が見てドキドキするね本当にうん そしてみんなちょっと話し方とかがめちゃくちゃ優しいよねあ本当全部日本語だから私は話し方までは知らなかったけど話し方がすごいワンジャみたいなのうんビジュアルとかも見ましたうんうんうんみんなめちゃくちゃ森が小さいよねあれでもアイドル、もうアイドルそれキャラクターもちろんそうですスタイルが手羽木だフェスタルもない語あ그러니까아이돌은무조건소리라고の이코너 でも本当にリアリティがあるみたいだから、はい、そしてゲームの声優の人たちの目そりもいいじゃん、はい、イヤホンしてしてたら本当によっぺいるんじゃないかなはい그러니까그러니까알겠어そんな人たちが現実にいないかな朝起きたら人を選ぶ時も可愛い人もいるしかっこいい人もいるしモデルみたいな人もいるしアイドルみたいな人もいるしセクシーな人もいるからまず選択ができないし多分声優の이런이슈 선생님과 함께하는 안산빌 스타즈